드디어 목마르셨죠? 시청자와 함께 가는 흉가 에 예, 예. 많이들 궁금하셨죠? (2020년 10월 25일) 시참여행 13탄 시청자분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13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 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오씨 오 깜짝이야 씨발 여기가 2층에 올라오는 계단이구나 잠깐만 뭐 카메라를 이제 때에 따라서 이렇게 돌릴 수도 있긴 한데 되도록이면 천천히 이렇게 돌려 잉? 알지? 잠깐만 여기만 보고 오 엘리베이터 열려있네 1층은 아직까지 뭐 특별한 건 없거든 누가 뭐 사람이 산다든지 뭐가 뭐 특별한 게 느껴지는 건 없는데 왜 자꾸 움직이냐 이거 자 내가 봤을 때 잠깐만 이거 여기가 일단 2층인 것 같으니까 나는 저, 저 입구 쪽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네. 알았지? 네. 천천히 둘러봐 네. 일단 여기 있을게 어, 여기 있을게 여기 있을게 걱정하마 내가 바로 뛰어갈게 모텔 상황미치에 조심하고요. 네. 음. 일단 2층부터 천천히 둘러봐. 여기 핸드 뭐야 핸드폰이야? 뭐야 너 나와봐 나와봐 나와봐 나 아니라니까 이거 나 아니 아 사람 잡네 또나 아니라니까 확실히 네가 말해줘 네, 날 몰라 난, 난 밑에 있었잖아 네. 안에서 들린 거야 밖에 안에서 들린 거 같아 밖에서 들린 거 같아 위에서요 4층? 4층? 3층? 4층이요 네몇 층까지 갔다고? 3층이요 3층까지 갔어? 구, 둘러봤어? 봐봐 봐봐 사람 소리 들리냐 지 밖에, 밖에잖아 밖에 아니야? 젊은 남자 목소리라고? 지금 밖에 소리 나잖아 지금 이게 사람 소리 아닌가 지금 이거? 요 어. 야, 잠깐 뭔 냄새 안 나냐? 담배 냄새 같은 거안 나냐? 나요 맞지? 네. 맞지? 어디? 어? 뭐야 이거? 가방 엄청 새 건데? 가려 가려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왜? <laughs>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왜 내려가? 안돼 아직 멀었어 왜 내려가? 내려가지 마야 우리 공포방송이야 왜 무서워? 기운은 없나? 진짜 사람 소린가? 뭐야? 뭐야? 이러 이러 이러 이러 뭐야? 아 이거 안되겠는데 잠깐만 잠깐만 어, 일단 그 꺼불어 후리씨 꺼불어 후리씨 꺼불고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소리 아 예, 예, 예, 예, 예. 젊으신 분 같은데 잠깐만요 젊으신 분 같은데 어디 계세요? 아 원래 시청자분이 원래 혼자 이렇게 체험을 하기로 했는데 안에서 뭐 여러분들도 뭐 안에서 소리가 났다 하고 조금 같이 둘러보고 다시 뭘 확인해 보고 카메라를 다시 넘기든 할게요 여러분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예 일단은 누가 나와요 나와요 확인해봐. 빨리 확인해. 제가요? 어. 그럼 누가 확인해? 선님이요 빨리 확인해. 시청자 참여야. 시청자 참여야. 시청자 참여가 목적이 그거야. 어 잠깐 깜짝이야. 야, 너 손 내봐. 손, 야, 너 손 내놔. 손 내놔. 왜, 왜, 왜, 왜, 왜, 왜? 어? 애기야, 너 지금 환청 들린다. 안 들려. 뭔 엘리베이터 애기 전기 안돼 애기야 안돼 환청 들리니? 어? 어? 소리 집중 잠깐만 뭐야 이 형, 아, 형. 나 진짜 들었어. 문이 뭐 뭐 뭐 형 들었어 나. 어디로 가? 이제 씨, 뭘집에왜 가? 형, 잠깐만. 어? 집에 가요. 내일 어디 가 있지? 너 지금 난 확실히 모르겠거든. 어차피 그 시참의 목적이란 말이야. 얘가 지금 현재 2층이지. 아까 네 3층 돌아다 니지 네가 3층을 좀 더 돌아. 일단은 괜찮겠지? 아 어, 3층하고 4층 네가 한번 더 돌아. 어차피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네가 돌아. 이게 시참의 목적에서 벗어나. 알았지? 네가 돌아. 나랑 같이 돌면 의미가 없어. 일단 돌아. 네가. 어? 어. 3층에서 4층까지 계속 돌아. 형 여기 밑에 있을게 알았지? 조금만 더 돌아 알았지? 3층에 오고 4층 시청 목적에서 벗어나는 거야 가좀 돌아 가까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말고 네. 알았지? 네. 소리 났어요. 이 지금 뭐 환청들이냐? 나 아무 소리 안 들리는데? 소리 너 집, 너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러지 지금 너. 너 지금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러지. 소리 났어요. 진짜. 너 지금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러지. 소리 나네 네, 진짜. 너 지금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러지. 일부러. 저 갈까요? 너 일부러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러지 나 진짜. 갈까요 이제 저희? 어디가? 집에. 집에? 일로 봐봐 왜 나랑 왜 안 보이지? 뭐 소리가 여러분도 들린다 하고 뭐 현상이 있는 거는 같아 야도 뭔 소리를 들었다 하고 나 왜 나만 모르지 지금 내가? 왜, 왜, 왜, 또 왜, 갑자기? 묶여있어요. 네가 있냐? 응. 뭐야? 저 갈래요. 뭐지? 뭐지? 왜, 왜, 음, 같이 가줄게.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자, 가리고.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예스, 예스, 예스. 음, 잘타 있어. 어.